엄마, 아빠, 안녕. 잘 지내요? 나는 여기서 조금 힘들어요. 근데 괜찮아요. 걱정 마세요. 엄마, 아빠 행복하세요.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. 나는 엄마, 아빠 사랑해요. 보고 싶어. 만큼 조금만 기다릴게요.